다시 와 다시 오잖아 팔 하나 걸치고 지금 돌에다가 이쪽으로 얘도 지금 일광역하러 올라오고 싶어 근데 여기서는 못 올라오는 거야 아니야 일광역을 못해 여기서는 또 그쪽으로 간다 예 거북아 일와 우와. 나랑 같이 놀자 우와 우와 허벅이가 내발 부을 물고